제정신이 아니야 아침 공항에서 먹자 엄마 지금 3시 24분이고 오늘 캄보디아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세수만 했어요 캄보디아 숙소에서 준비하고 나갈 거라 옷만 그냥 입고 세수만 했습니다 지금 막 뭐 이틀째 기상이 3시예요 야시장 갔다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기분이 매우 언짢지만 어떻게 여행 첫날 잃어버리냐고 To comply with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s regulation, 캄보디아로 갑니다. 이만 너무 <laughs> 이게 공항인가 봐요. y e a h s o 귀여워. 왜 철창을 해놨지? 도망갔 <laughs> 뭐 <laughs> 귀엽다 했는데 철창을 해놨네. 4만원짜리 선글라스. 근데 매우 괜찮아. 너무 괜찮은데? 언니의 여분 선글라스가 없었으면 죽을 뻔 진짜 햇빛 세다 방콕이랑 너무 다르네 있다 이거 어, 이거 이런 바지 트임 예쁘다. 바지 응, 치마 이거 이런 치마 치마 바지? 어, 네 이런 치마. 거? 어 이런 거 다른 색 코끼리 바지 원몰 원몰 아니 계속 거 아니 우리는 세명인데한 다섯 명이 붙은 것 같아 아니 나는 다 다른 급인 줄 알았어 여기 시장인데? 일단 그러니까 걸로 돌아가 면 가보자 여기는 코끼리 셔츠가 있네 아보카도 뭐도 있나 보네 나 얼굴 어떡해? 나 내일 앙코르 두뚜 어떡해? 와 난리 났네 spring roll 하나 먹을까? 그래 그래 아? 그거 튀긴 거 말고 그냥 먹자 아, 스프링롤 튀긴 거? 아 싫어 난 튀긴 거 싫어 이거 싫어 <laughs> 그지? 아니면 하나하나 해 어, 생맥주 생맥 생맥 한잔 앙코르비 콜콜 앙코르비요 이거 왠지 그거 느낌 들잖아 하와이에서 먹었고 럭고 먹고 럭고 먹고 음 시원해 왜 이렇게 달아? 가? 너무 맛있는데? 나 하나만 찍어봐 나, 내가 널 찍은 것처럼만 찍어줘봐 나 혼날 것 같아 내가 널 그렇게 찍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 괜찮지 않아? 그래 네 근데 밑에서 찍는 이유는 뭘까? 살짝 대박이다 그지? 모르겠다 응. 다시 찍어? 응. 응 너도 <laughs>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스프링롤 음. 뭘만 해? 응. 고수 들었는데. 응? 고수 들었는데 고수 맛 별로 안 나지? 안 들었는데? 응, 별로다. 김현주 고수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보기 모르는 거 같은데. 고수가 어디 네. 들었어, 엄마? 그렇고 먹고 왔다. 그렇고 먹고 같아. 아, 나 깜짝 놀랐네. 야, 아, 카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사라졌다, 얘. 넌 200은 했는데. 야, 밑으 떨어진 거 아니야? 몰라. 모르진 않아. 야, 어디 갔다 이거 뭐 와, 2시간 스톤 마사지 받았는데 지금 너무 노곤노곤하다 아, 너무 좋다 몸이 되게 말랑말랑해진 느낌이에요 Thank you. Thank you. It's ginger. No, ginger it's tea. Ginger. No, it's, it's green, hot green tea. Hot green and tea. This is uh, sweet crimson potato. Oh, really? Thank you. 어, 이거 언니가 말한 꽃이다. 좋아갔네. I have a flower for you. Oh, thank you. It's real flower? Yeah, in Khmer we call it champai. 잠바이? Yeah, cat champai. 잠바이? Oh, thank you. Yeah, like 호텔 갔을 때는 이렇게 완전 초록색인 진저티를 줬었는데 그래서 진저티냐 물어봤더니 그린티래요 <laughs> 이런 민망한 순간이 래가지고 캄보디아 와서 얼굴이 익었어요 아침에 잠깐 선크림 안 바르고 공항에서 숙소 오는 길에 얼굴이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혼조가 막 엄청 올라와 있는데 내일 그 앙코르와트 투어 큰일 났어 우리 6시까지 휴식이야? 지금 자면 저녁에 못 잘 것 같은데 아니 엄마 배고프다 해서 나왔잖아 근데 땡기는 게 없는 거야 그는 아니 아까 그 전골이 네가 생각해도 그런 샵샵 그게 아니지 피자 모양 봐달 모양 해 모양이야 오내가 술이야 아, 술이 술이야 술이야 일로 넘어가는 거 다 느껴져 아, 저거 이거 어제보다 고수맛 더 심한데? 아 근데 괜찮아 근데 빨간 이게 바나나 튀는 거지? 우와 There you go 맛은? 방콕이 좀 더 맛있다 <laughs> 왜 어제는 되게 쫄깃쫄깃했는데 얘는 되게 엄마 딸기 맛이 나. 음. 괜찮은데? 그왜 맛있는데? 엄마 맛있는데? 응. 어. 진짜 맛있어. 아, 더워. 갑자기 더 덥냐. 아이스크림 먹었고 뭐. 바나나 음. 그지 맛있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첫날 선글이 잃어버리고 둘째 날 <laughs> 카드 잃어버리고 엄마 내일 뭐 잃어버릴래? 그러지 마. 땡기지도 딱 음. 맛있게. 음. 딱 맛있는데 난 그 파인애플 혀보다 가려있는거 싫어. 파인애플이 다이어트에 좋대잖아. 지금 이 시간에 뭐, 뭘 먹어도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 <laughs> <laughs> 별로. 시장에서 산 옷 입고 오늘 앙코르왓을 갑니다. 짜잔. 가보겠습니다. 이 호텔의 매우 큰 단점은 개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불러요. 밤새. 실은 이 호텔 선택한 이유는 공항 픽업이랑 앙코르와 투어 갈 때 아침에 조식 그 도시락 싸주는 거 하나 보고 여기를 예약을 했는데 완전 비추합니다. 15분이다. 아 15분을 더 가야 돼요? 그림 같냐 무슨? 한번 필카 찍을 수 있겠어? 어? 필카? 아, 왜 아. 네, 저렇게요? 아 많이 무너졌구나. 네, 네. 이렇게 딱 세 개가 세워져 있어. 모습을 보고 알아요. 아 네. 음식이 있는지. 음식 있는지. 우와. 지금 이따 많이 나오, 나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아, 빨리 가자. 아 이제 눈부셔서. 다야지 계단이 너무 이게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laughs> 네. 아까 운동이 아 아, 까 개구나. 원숭이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천 명, 이천 명 한 번에 가져오면 됩니다. 이천 명이 한 번에 여기. <laughs> 가슴만 만져가지고 만졌어. 반짝반짝이는 거죠. 아, 진짜 못 돼가지고 가슴만 만지는 거 봐. 지네들한테 없는 네. 거잖아. <laughs> 여덟 명이 써 있는데 저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지? 하 아, 5년 전까지 이 계단으로 올라갔대요. 이거를 어떻게? 우와. 65도에 나은 것와 스탠밀 타는 것 같네 아 근데 이 밑에 계단 보니까 저거보단 낫다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저거 난간도 우와 무서워 왜 이렇게 높아 뒤돌아보면 안돼 뒤돌아보면 안돼 앙코르와트의 중앙봉우리래요 짠 아니 저기까지 어떻게 조각을 하냔 말이야 오 무섭다 무서워 바다를 2시간 반 지나니까 큰 바다 때문에 이제 다 돌로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게 천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추울 것 같다 우 10개의 솔방울 요걸 마지막으로 오전 투어 종료. 음. 그런데 어, 발효한 식당인데 음. 똑같은 맛은 네, 어, 아 똑같고 팔탈랑입니다. 자, 소고기입니다. 우와.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마늘, 마늘, 마늘. 음. 마늘. 조금만. 마늘 소스. 에 소스에.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음. 고기 빼고. 맛있었네. 음. 음. 아, 고기도 맛있다. 음. 엄마 만족해? 음, 완자도 맛있다. 음. 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네. 음. 음. 아 캄보디아 쌀국수 훨씬 맛있어 베트남 쌀국수보다 여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식당 음. 이름이 음. 뭐예요? 응? 식당 이름? 한 개 더 먹을까? 사장님 <laughs> 저희가 하나만 더 시켜도 돼요? 나눠 먹을게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똑같은 거 네, 하나만 오케이 갑시다 네. 앙코르 톰 앙고르바트 검, 검사한 후에 남은 돌로. 돌로 네, 사용해서 그래서 보존 상태가 네. 그렇게 안 좋구나. 와. 전쟁 중 <laughs> 전쟁 중에 이걸 지을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 밤낮이 아, 이제. 어, 너무 더워. 자야파르만 7세 어. 근데 너무 많이 웃고 있으니까 무섭잖아. <laughs> 원래 웃고 있는 얼굴이 제일 무서운 얼굴인데 너무 예쁘다 개 예뻐 터치래? 어 구름 하나 남거든 우와 진짜 대박이긴 하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네. 몰리면 큰일 백신 와우 어떻게 뭐, 싸운다 싸운다 운 결혼이 파괴되면 어떡해? 여기서 촬영하고 <laughs> 네, 결혼자식 어디든지 여러 가지 양꼬르 아, 어디든지 다 찍어요? 예, 사원으로 해서 아니 세 개 다 찍으면 되지 창조 보호 파괴 다 찍으면 되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어. 발이 밑이라는 걸 누가 알까? <laughs> 아무도 모르지. 응. 큰은 그네 탔지 나는 큰 그네 탔다? <laughs> 어머 너 어, 나무를 타? 안돼 스뽕? 스뽕나무 스뽕 나무 네, 한국에 비슷한 나무 없기 때문에 네 바, 비교 말 없습니다 아, 이름 말이 니다세 번이나 다섯 번 지면 나쁜 기운, 나쁜 병 사진 찍고 오. 건강하다고 대박, 대박. 돌아가면서 하자. 해봐. 네. 종소리 같아. 울린다. 유명하네요 네. 매일 간다고 합니다. 어, 근데 소리는 하나도 안 울려. 예. 소리는 하나도 안 울리네. 소리 안 들고 합수도 어. 너무 근데 심장만. 심장만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따로따로 크기가 다릅니다. 아. 작은 사람도 있고. 연락 온가 봐. <laughs> 땅에서 영양분을 그렇죠. 예스는 뿌레룹 사원. 도대체가 계단을 왜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수박 주면. 와 예쁘다. 성향이 있으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모입니다더 나쁘네. 그것만 아니, 아닙니다. 네, 어. not 낮에도 밤에도 집 밖에도 집 안에도 죽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그 자연산 자연산을 사용해서 음. 네 기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아, 아, 뭐 들어갔어.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내가 쫄땡대. 나나 얘 쫄땡.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뭔지 모르겠다 근데 시원하긴 하다 맛있고 펌킨이 설마 향신료가 있진 않겠지? 봐봐봐 향신료가 있어 <laughs> 뱉어냈네 엄마 음, 음, 뭐야 이거? 야구 소스에 레드 와인 음, 저거 넣어봐봐 그럼 살짝 음, 넣어봐 맛만 봐 이게 와인이지? 응 음.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살짝 넣어 살짝 넣어 엄마가 먹을게 엄마가 맛만 보라고 왜 엄마가 먹어 저걸 엄마 살짝 넣으라면서 그 남은 거 다 보면 어쩐데 살짝 조금밖에 안 남았었잖아 싸우지 말자 <laughs> 맞지?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얼굴 진짜 좋아